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귀신들은 울고 떠나고 사지백제 질병도 빠져나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손과 발에 복이 담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어, 에스터 이펙트라는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터 효과란 말이죠. 이 에스터 효과라는 말은 내가 선 곳에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선 곳에서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 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움직여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예,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에스터 이펙트예요. 유대인들이 다 몰살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날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그 땅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이미 예, 사건이 흐르고 있는데 에스더 이펙트는 그 여인의 예? 그 여인의 영향력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프스 이펙트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커플소 TV 이펙트는 뭔가? 모든 사람이 잠드는 이때 때 맞는 양식을 가지고 손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어, 그 흐름을 역전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커프소 TV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빵빠레를 흘려라 박수의 영광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조선대학교 바로 후문 쪽에 있는 제산동이라고 있었습니다. 15평 되는 개척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등록하고 섬겼습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두 대만 더운 바람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머무리친 뭐 저를 보시면서 한번 어,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소년부를 조직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기회에 최초의 청소년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아이들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없답니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찾아보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직구석에는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성도가 한 10, 명 정도 나오셨는데 그 작년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직구석에 애들이 있는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명이 있었습니다. 네. 경자 은경이 연주입니다. 여학생 3명인데 빵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우유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용돈으로 아이 빵을 사면서 얘들아 우리 교회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청소년부 일의 청소년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역사적인 이 대교회의 초대 청소년부 임원들이 되는 거다. 너는 회장, 총무, 부회장 해라. 아, 참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장 임기물 시 음. 그리고 저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부흥을 보게 하소서. 부흥을 보게 하소서.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주여, 이 세명의 부흥을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붕을 보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붕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서 붕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붕을 보게 하시고, 붕이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옳다구나. 그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수첩에. 그리고 그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40편이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미국 전역에 2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역을 마쳤을 때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end time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깨어난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백만 명을 외치며 주여 깨워 주십시오. 이 생명의 기적을 주시고 제가 목숨을 걸었사오니 저를 통해서 백만 명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이 기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으로 여러분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clears throat> 글로리 글로리 하늘. <clears throat> 교회는 재정적으로 저에게 어떤 것도 지원해줄 만한 환경이 안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자취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쌀한 봉지, 한 봉지씩 그리고 집에 있는 바나가 있으면 예, 그 브루스타 이런 거 있죠. <clears throat> 가져와봐라. 냄비를 챙겨라. 그리고 <clears throat> 제가 텐트를 빌렸습니다. <clears throat> 그렇게 해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그 아이들 한 50여 명의 아이들의 성능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수백 명이 등록하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지 몰라.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를 만나 10분만 얘기하면 그 불이 그 심령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불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을 능히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말씀에 선한 영향력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에스더 효과를 일으키는 겉불소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깨우십시오. 살리셔야 합니다. 아멘. <clears throat> 어떻게 기도원이 그런 엄청난 300의 용사로 13만의 미디안 대군을 때려부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가능합니다. 이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사닥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그를 쫓았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신, 곧그 성령이 기도원에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되는가? 우리는 상가기 때문에 <clears throat> 개척교회 돈이 없고 악기가 스피커가 중고 싸구리기 때문에 안 된다. No, no, no, no, no, no.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기만 하면 그는 부흥의 불쏘시기가 되고 가는 것보다 불씨를 뿌리고 그 불씨가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났어. 온 천하 열방과 땅끝을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 같은 찌질이를 불러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폐결핵에 걸려 34kg밖에 안 나가던 정말로 에? 추구하던 이 아무 볼품 없는 이 박예민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설마 설마 했죠. 현대 에? 예?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눈을 뜨고 인터넷 시대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진짜 진입시킬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이연만 할 줄 알겠죠. 그런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푸틴은 시작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은 전쟁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아, 이제 대저항이 몸을 풀고 있구나. 예. 대제왕이 지금 몸을 풀고 있구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예? 이, 이 끈을 잠시 예? 붙들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떤 그 어, 기회를 주면 그 사냥개가 막 그 그 목표물을 향하여 막 달려가려고 하듯이 끈의 여유를 살짝 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몸을 막 푸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자세히 이 상황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곡은 어, 그 북방에서 오는 어, 그 군대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게 푸틴이라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도바스크, 메세 로스 이거는 러시아의 지명이죠. <clears throat>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예, 메섹은 모스코바. 그리고 이 두발은 두바스쿠, 러시아 남부 지역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어,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로스는 그 벨라루스 이미 지어, 이미 정복해 버렸죠. 거기에서 훈련원 척하고 집어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곳이 바로 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먹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얼마나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지.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연올 시가 예, 이미 세팅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죠?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근년올 그 시 아하 그냥 우연히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세팅해 놨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세팅된 겁니다. 예. 이게 서방이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곳에 세팅된 겁니다. 왜? 그때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지려면 우크라이나는 확전이 이룰 수 없어요. 네. 혹시라도 개입된다도 그 안에서 끝이 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준비되고 있고 다만 러시아는 러시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네. 결국은 이 예, 상상도 못할 이제 이 푸틴은 어, 이 러시아 구소련 이분이 KGB 출신이거든요. 예, KGB 출신인데 예, 구, 소련이 멸망할 때 눈물을 삼켰죠. 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렇게 강했던 선언이 분리돼서 다 나눠지고 있을 때 언젠가 내가 왕이 돼서 통합하리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야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70%가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친미와 친이스라엘을 한 겁니다.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토 가입은 빌미고 친이스라엘을 하는 것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리고 알리아 작전이 강력하게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사탄의 역사가 푸틴을 통해서 어, 진행된 것이지만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세팅한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서도 지금 알리아를 위해 지금 주의자 이젠시 요원들이 지금 예,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3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행사할 겁니다. 공항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신저들은 이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때에 맞는 생명의 양식 말입니다. 악한 종들은 더디으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 우크라이나를 나를 점령하고 이제 재정비해서 경제 제재를 받는 것 준비 안 했겠습니까? 러시아는 곡물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네.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전 세계 제재해도 먹고 산다 지장이 없다 이거야. 잘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경제 제재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에스겔 38장에 5절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함께 행동할 거라는 나옵니다. 마곡 땅. 그 마곡 땅이 러시아입니다. 네? 로스, 두발, 메섹. 러시아의 지명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사가 들어가요. 바사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1970년대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사예요. 제가 예상키로는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란은 지금 핵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이 없기 때문에 건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스라엘에 작살나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래서 핵이 곧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러죠? 엘람의 최상의 화를 엘람의 최상의 화를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엘람이 어디냐? 바로 이란의 옛 고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에? 내 동맹의 전 어? 동맹국인 이란을 핵시설을 파괴해? 그러면서 러시아가 예,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구스, 에티오피아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어? 지금 이 민주적 정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 아디사오바 작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 에티오피아가 예. 수단, 예. 이집트 평생 원수였죠. 예. 그리고 예?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조합이 이루어진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도 그러면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인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연올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방의 바람을 놓으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짝 끈을 느슨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몸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이걸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을 읽어.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이 이미 세팅됐다. 연올시. 사실은 연올시라고 말했지만 분초까지 세팅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방의 바람을 노는 순간 사단께가 목표물 향해 달려가듯이 예,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깼다고 그랬어요. 너, 그 마국 당 곡을 아가리를 깨서 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입니다.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예.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게 이 노래가 지금 푸틴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상남자.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해년마다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욕 쫙 하고 하수건으로 딱 그거 다 보도합니다. 아, 인기 좀 좋았어요. 아 근데 전 세계 사람이 저 새끼 나쁘다고 이렇게 하니 자기도 그렇게 욕먹기 싫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야. 왜?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 이건 설계예요. 연월시가세팅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몰라요. 숨겨져 있는 날이에요. 네. 휴고가 되자마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바로 어, 하나님께서는 어? 내 종,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선사들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둘러 올린다 이 말. 이게 휴거입니다. 랩처. 그리고 나면 천사들은 바람을 놓겠죠. 바람을 놓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예? 평화롭게 거하던 그 에루살렘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올 겁니다. 명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소규 매장, 가스 매장,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이란을 도와주는 대신 내가 그걸 먹겠다 이거예요. 명분은 간단하잖아요. 이걸 보셨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제작했다 막 기도 작살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서 예,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망군의 주가 맹사에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연올 시가 세팅됐다니까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확고히 이룰 거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반드시란 말을 해버리면 무섭습니다. I must 해버리면 무섭다니까.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행할 텐데 너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때는 하나님 만날 때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공개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할 겁니까? 천안전 범에서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애국인은 어머, 오마이갓, 오마이갓네스, 어머머 천양이가 막, 막 그 저기 뭡니까? 백정이 막 칼 들고 막걸리로 하고 있을 때오마이갓네 이래요. 우리는 오징어 씹어요 아메가 사철 때할 거야. 아메가 사철도 언제 하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추장자를 다 알아요. 아시겠어요? 어, 푸틴이 왜 저러지? 아유, 저, 저, 지랄맞은 새끼 저거. 아우, 저거. 우리는 뭐라 그래? 주님 곧 오신다니까. <laughs> 주님 오신다니까? 이러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음 박수를 영과 빵빠레를 흘려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겁주기 한 것이다. 소망을 주기 한 것이다. 소망하죠. 그렇지. 그래서 렇시비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 왔겠지. 그지? 참 감사해. 우리는 역사의 격병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에 마지막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어? 그 로스 지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로스가 함께, 벨라루스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병합이 돼야 되겠죠. 성경이 성취돼야 되니까. 세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출할 때가 속히 오도록 중보하면서 그 소망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파악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화가를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인류가 말살되는 대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옷고름을 여미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춤을 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운에 저는 이것을 외치며 열방을 다니며 제가 선포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국제신학 연구를 통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후회가 있어요. 왜 더, 더 하지 못했을까? 신들리스트 라는 그 영화의 신들러가 마지막 2차 대전이 끝나고 마지막 유대인들 앞에서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내가 얘 가슴에 있는 이 배지, 금 배지를 팔지 못했을까? 그러면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라는 그후에 그게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열정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때는 저물어 있고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고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전쟁을 기근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보면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 우렁차게 울리고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희고 깨끗한 옷이 입혀질 것이고 공중에 서 계신 주님 앞으로 힘차게 치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하늘에 양편에 천사들이 도열하고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그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황홀한 혼인 잔치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그리 할렐루야.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이시죠? 오랜 기다림과 있네 올해는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망 아, 올해는 오시겠지 실망 그러나 신부들은 그 기다림을 끈을 놓지 않고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일런지 밤중일런지 어느 계절 오실지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죠.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 없겠네 추위를 우기도록 겨울에 안 오셨어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온 세상 꽃필 때에 마음 착실한 사람 찾겠네 가사를 까먹었어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노래하면서 까먹으면 날라라 랄라랄라 그러면 되는 거야 가수들이 날라랄라 하는 거 있죠 가사 잊어먹어서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다가 노래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 어느 교회가 생명이 있는가 예? 어느 교회에 은혜가 쏟아지는가 나 그 교회 가야겠다 이제는 쉽잖아. 온라인으로 가면 되니까. 참 쉽죠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온라인에. 나 보고 있어, 지금. <laughs> 별이 쏟아지는 있잖아요. 은혜 쏟아지는 영광교회 가요. 영광교회 가요. 빛나는 그날이 금방 올 거예요. <laughs> 박수! 여러분 오늘 연 올시 이 말은 그날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그날은 지연시키거나 당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한 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박국 2장 3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주보에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스톱!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했다가 당황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묵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년, 올, 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이죠? 최대적 공예 우리가 이게 이 그 상대성 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의 사람마다 시간을 느끼는 게 달라요. 행복하잖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집이들 처음 데이트할 때 시간 그게 체감이 되던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요. 10분 있는 것 같잖아. 요 같이. 그죠? 근데 원수하고 밥 먹어보세요. 어떻게 시간이 더럽게 안 가네, 진짜. <laughs> 네? 그 시간이라는 게 상대성 이론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에 지금은 막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빨리 뵙고 싶으니까 더딘 거야. 그죠? 아니, 아, 집이들은 그런 거 안 느껴봤어? 내일 아침에 데이트 약속해놓고 이 밤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야. 응? 저는뭐 다른 왜 이렇게 종철에 떠있고 안 움직이냐 이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으면 진짜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본 거야. 한 번쯤 해봤어 아니, 이 아들 휴가, 아들 저기 면회 갈 때라도 엄마들 느껴봤잖아. 내가 아들, 씩씩한 아들 한번 봐야 되는데, 응? 이 밤에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지. 네. 그게 이제 그 사랑에 따라서. 그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디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더디어? 왜 이렇게 더디어? 그렇게 더디게 느낄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날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그러니까 분초까지 세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날이 하루인데. 에? 예? 그분에게는 첫날이 하루예요. 우리에게는 첫날, 어, 천년, 천년, 첫날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초가다 세팅해놓고 그냥 보는 거지. 하루만 보면 돼. 그래야 예수님이 어, 오순절에 어,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이틀만 보고 마치 이틀 뒤에 이제 마지막 세팅을 어, 푸틴 저놈이 잘 움직이네. 이래요, 주님이. 세팅한 대로 움직이거든. 어, 코프스 목사 잘 움직여주네. 주님도 세팅해 주신 거예요. 오, 내가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주님이 다 세팅해 놓은 거야. 아멘이시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란의 핵세를 공격하나 이스라엘 이란의 핵사를 공격한 뒤에 우리가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공격을 보지 못하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거든요.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휴거 뒤에 등장하거든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엘람의 할이 언제 꺾을 것인가? 에레미야 49장 35절로 3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란이 핵셀이 무너지면 이란에서 살 수가 없죠. 다 터진단 말이에요. 네, 방사성 유출되겠죠. 거기에 못 삽니다. 전부 다 흩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방, 그, 그 원자력이 있잖아요. 저, 그, 그때 한번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어, 원전 폭파되면 작살 나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거기를 정복했잖아요. 네. 근처도 미사를 안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어떤 뉴스에는 뭐 체르노빌 뭐 어디 폐기 시설이 뭐 이렇게 그 폭파됐다 뭐 이런 언론도 나오더라고. 아직 뭐 주력 언론이 알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은 가짜 뉴스 같아요. 자, 여기서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력 무기. 세 번역에 보니까 최상의 활이라고 우리 개혁 개정에 말했는데 세 번역에는 주력 무기. 주력 무기가 뭐예요? 핵이죠, 핵. 엘람 이란이 만든 조력 무기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예, 이란의 핵실이 공격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란의 핵실이 공격되기 전에 유고됐지는 몰라. 그러나 다행스럽게 만약에 이란 이란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깨울 수는 있겠죠. 아, 이건 진짜 이에레미아의 49장의 35절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동맹국이 막 움직이는, 바삐 움직이 보면 그때는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죠. 뭘 준비해야 돼요? 반명, 바, 바, 방동면을 준비해야 돼? <laughs> 뭘 준비해야 돼? 이거를 준비해야지.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 타이밍은 언제인지 몰라. 그 타이밍은. 근데 그것들이 다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연올씨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받았는데 <laughs> 연올씨라는 단어를 내가 이번 주에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저는 이 end time 메시지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알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야. 정말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다른 설교들은 3천 개 들어있어, 내 설교. 들어, 그냥 들어. 목사님, 뭐, 가정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해놨어, 들어. 어? 박인민 목사 가정 치면 나와. 우리 가정 도우셔서. 아주 훌륭한 설교야. 그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만들어서, 어? 전도를 했더니요. 이 남부 지원 이혼으로 가던 부부가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꽂아가지고 듣다가 여의도 한강 고수분지로 차를 돌려서 끝까지 듣고 결정하자 해가지고 이혼 않고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를 안 찾아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이혼하러 가다가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이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식당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그러니까 집이들 내 설교가 얼마나 파괴력 있는지 아시죠 사건의 흐름을 바꿔볼잖아. 이혼하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게 이게 커플스 목사의 후까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 엄청나게 많으니까 찾아 들으라고. 그러나 이 설교는 내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도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시면서 아, 저 거푸스 목사 괜찮은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내 생각이야. 아, 집이도 집이대로 생각해. 난 나대로 생각한다니까. <laughs> 네. 야, 내가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 설교는 어,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아, 정말 사실은 나설터교가 은혜스럽지만 밤설교가더 은혜롭습니다. 그죠? 저희 시도 훨씬 많아요. 왜? 예, 더 깊이 설교하니까. 나설교는 우리 초등학생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물을 타요. 예, 약간 좀 부드럽게 좀 해요. 예, 네, 진행을 먹으면 설사해 버리니까 음, 약간 좀. 예, 그래서, 어? 음. <clears throat> 그러니까 결국은 이 러시아는 어, 이란과 함께 그리고 터키, 에티오피아, 수단, 뭐탄탄탄한이라 나라, 러시아 연합들이 동맹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이스라엘 산이 어디죠? 성전산. 이삭이 들여졌던 곳. 예수님이 십자에 가못 박힌 곳.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잔치인 줄 아세요? 살육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전부 다 죽여서 새들의 잔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올 밤에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이방인들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이해해서 가장 강한 군대의 동맹을 이스라엘을 오게 해서 성전산 위에서 그 어? 그 고객 군대를 다 죽여서 불과 유황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스가랴는 눈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혓바닥에 녹아내리고 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적 against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살리는 그 성전산 꼭대기에서 새들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걸 제가 봤습니다.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그 잔치가 곧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육의 잔치예요. <clears throat> 주님의 날은 창세전부터 이미 분 초단위까지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우일 뿐이에요. 네? 지금 지금 있는 그 정치인들 다 배우의 배우. 그들은 하나님이 세팅되도록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사건들 말이에요. 에스겔 3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불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거다. 하나님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악인이 득세해도 에? 예? 왜 의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나 마지막 때 에, 예. 이스라엘 회복시킨 다음에 그 악인들 그들이 알게 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 때늦은 지혜. 미련함입니다. 지혜로운데 때가 늦어. 항상 한 발짝 늦어.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알겠죠. 때늦은 지혜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미련한 처녀들도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야 기다려야 되는 걸 알아요. 이제야 등불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아요. 등불과 기름이. 그 근데 자기는 이미 준비 안 돼 있어요. 때늦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미련함이라고 그럽니다. 지혜인데 때가 늦은 건 미련함입니다. 나중에 깨달아. 마하고 나서 깨달아.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세팅된 하나님의 디자인을 봐. 그리고 준비해요. 날짜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더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신부 준비를 정확하게 할 때 유대인들은 대환란에 참여해서 온 이스라엘의 골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마곡 당의 곡, 곡은 그 대장을 말하죠. 예. 그럼 이스라엘을 왔을 때 너희들은 지붕에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함을 말합니다. 피할 때는 집안의 물건을 들어 가지고 가는 순간에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도 도망칠 때는 뒤도 돌아지 말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오기 전에 인해 환란 시대에 예, 우리가 예, 내뱉으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설마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망칠 때를 주잖아요. 그런데이 도망칠 때는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도망칠 때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들의 몸은 귀신의 해다. 사단의 모입니다. 내 말씀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마라. 그들이 받는 죄악을 받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도망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때는 때늦은 지혜. 아, 나올 걸 이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말씀 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우리는 정교다운지를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이 시대의 배도입니다. 이 배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환란의 남, 남은 자들의 20가지 행동 원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남겨진다면 도시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 자연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자연이다는 영화를 보시죠. 아니 그 뭐 프로그램 최고 인기가 좋다대. 그 얘기는 남편들이 부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남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들이 자꾸 자연인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응? 나도 산속에서 살고 싶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휴거를 놓쳤고 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도시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핸드폰 버려야 되고 성경을 챙겨야 됩니다. 에, 예,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은 안 됩니다. 라디오. <laughs> 텔레비전 가지고 들어가면 소용없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라디오는 건전지로 할 수 있잖아. 라디오는 들어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 뉴스가 나오죠. 네, 세계 예, new world order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면 이제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 반 동안은 예, 짐승의 표든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요. 져 그리고 3년 반을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숫자만 살아남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니까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을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 박영 목사가 설교한 어, 대여환란에 남겨졌을 때 행동 20가지 원칙 그 수십 아, 10만 아, 명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한 달 만에 잠자면서 듣는 코프스 목사의 기도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잠을 그렇게 못 자더라고. 음. 그래서 2탄, 3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음, 잠자면서 병 고치는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 잠자면서 성령 불 받는 기도 막 이런 거 막 시리즈로 만들어낼 겁니다. 음, 인기가 좋더라고. 음.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잠자면서 책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 어떤 친구가 에? 예? 책을 딱 대고 그 책을 하는 걸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너 왜 뭐 어디 머리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 잠잘 때 책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가라고 그 다음날 빵점 맞았어요 <laughs> 아니 나는 시험 보는데 공부를 지금 시험 뭐 벼락치기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내 친구는 뭐, 뭐 어지 자는 거요 어? 책 비고 어? 너 임마 자면서 막 공부하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빵점 맞았어 그 친구 벼락치기라도 해야 됩니다. <clears throat> 다시 벼락치기 하자. 예, 네, 벼락치기도 지혜로운 겁니다. 어, 내가 처음 이 엔타이머를 이제 전할 때 벼락치기 했거든요. 벼락치기 하다 보니까 어,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전해야겠다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단계가 기초 단계에서 어,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심화 단계죠. 제가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하여튼 자기가 7년 동안 교회를 그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요 우리 목사님 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언제요? 그때 새벽 예배 세명 앉혀놓고 했대. 주님 한번 오신다고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갔대. 곧 오시지 않게 이렇게. 그걸 막 춤추면서 어머 그래 몰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되는 거야. 성도들은 그렇게 좋아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때라도 주님이 곧 오시지 않겠냐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배부를 만큼 양식을 주고 있잖아. 그죠? 배고파요? 아니죠. 음, 배고프다 면 쫓아내려고. 딴 데 가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님의 날은 어,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날에 성취됩니다. 그죠? 하박국 2장 3절 다시 읽어주세요.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톱.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이 이 묵시, 레볼레이션, 어? 이 계시의 말씀은 거짓되지 없어요. 속히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더라도 우리는 속히 올 줄로 믿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어허 어, 목사님 설교든가 진짜 이먹으네 이렇게 해서 아이 공부 뭔 필요냐 이러면 또 이거 곤란해.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망 중에 평온한 일생을 살아야 돼.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하고 모든 것들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비즈니스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언약의 성실을 위해서 재정도 쓰시고. 네. 저희가 어,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는 이유는 예, 그래도 이스라엘 우리 이에서 거의 2년 넘게 우리 기도했잖아요. 2020년 선포했던 겁니다. 기쁜 기도로 어?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 2020년 선포입니다.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땅에서 제가 예,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 방송 촬영을 렌트해달라고 섭외해달라고 지금 부탁해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네. 갈릴리 오수에서 저 유대 광야에서 에루살렘에서 네. 베다니 언덕에서 저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스라엘이 인터넷 사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세계에서 16위예요. 우리나라는 2위거든요. 1위가 어디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거기 1위입니다.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위예요. 네, 예. 5G가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좀 헬렐레 해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안 되면 녹화로 할 거니까. 네, 저는 선교하면서 그렇게 아프리카 나라가 인터넷이 약해도 우리 성교의 영상을 주일날 예배 때 보여주는 것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3시간 참을고 국경까지 가버려요, 우리는. 모담비크 갔는데 스와질랜드에 인터넷이 약해. 편집 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밤, 바로 2시간 직전에 3시간 차를 몰고 국경까지 가서 노트북을 켜니까 아이패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 목숨 걸어버려, 우리는. 선교 영상 보내는 것도 우리는 정말 작전처럼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인터넷으로 성지순례하도록 실시간이나 녹화로 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누군가 다 가보게 돼요. 천연왕국 때. 예, 그때는 맘만 보고 언제든지 가. 부활의 몸이니까. 그죠?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쫙 가서, 쫙. 예,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못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함께 갑시다. 제가 볼 때는 저 따라서 갈 사람이 천 명이 넘어. 비행기 세 대 빌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호텔 다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참. 아무튼 감사해. 하나님의 에, 그 인이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14만 4천, 이방 교회에는 주님의 신부로 인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얘네 치고 있어요. 네. 이마에 얘네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흉내내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는 사탄의 흉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신부 천 열매들이 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인을 맞은 사람은 3차 대전에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마국 고기 마국 땅에 있는 그 동맹군을 데리고 왔을 때 안 죽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14만 4천과 두 중에는.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쟁 끝나요. 그들은 살육의 잔치가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새들을 향해서 빨리 와서 먹으라 이거야. 그죠? 혼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요? 페트라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까지 안 죽어요. 짐승이 죽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타임라인이 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 것도 은혜다. 자,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부모들이 있어요. 아, 대환란을 감해준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죠? 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71에. 내가 역사를 71으로 정했다 그러거든요. 네? 아닥사스 왕이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그날부터 어, 그날부터 메시아가 나타나 끊어질 때까지가 60일에다, 69일에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죠. 끊어졌어. 그리고 끊어진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 승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아닥사스 왕이 아닥사스 왕이 그 선포한 그날부터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날까지가 69일입니다. 정확하게 69박이 69 곱하기 7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근데 약간 틀려요. 연도가 1, 2년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달력상의 오류죠. 예.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뭐 BC 2년이다, e 4년이다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신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이래를 60 67일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새 이래를 정하면 환란이 있어요. 37에 21, 21년이 되잖아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구발받을 사람이 없다. 지 짐승의 그 통치 아래서. 그래서 그날들을 감했다. 그래서 7년으로 하고 3년 반 밤부터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주는 통치가 시작되죠. 그게 주님이 감해주는 은혜입니다. 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미리 세팅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가만히 앉으다면 예? 마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했다 그 말이에요. 감해가지고 배려해서 너무 놀라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스톱! 한 일의 동안의 연약을 굳게 7년 언약을 맺는 거예요 7년 평화 조약이에요 평화 조약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 시작 계속해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놈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 회개시키고 구원한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악의 세력을 손봐주는 것이 한 일회입니다. 하나님이 이한 일회를 정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날들을 감하신 증거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한 일에는 7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네. 하루가 천년.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예. 근데 7일, 한 일에는 7일을 말해요. 7일. 7일. 예. 근데 그래서 어 그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샤밧에 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를 6천년으로 어 역사를 하시고 마지막 천년 왕국을 계획하시는 그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 바로 더딘 게 아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미 이제 지금 설교 끝 예배 끝나고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음. 우리는 빨리 끝낸 게이 정도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쉬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저기 예배가 좀 오래 해도 좋죠. 그럼 조금 끝내지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 이후에 시간표가 있어서 어, 세상은 잠깐이죠. 어,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 허걸들도 다 아, 그 무덤 속에 잠을 자고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이거든요. 테무친. 이 테무친이 어떤 일을 했냐면 러시아를 역화시켰습니다. 이 테무친이 이 러시아를 착사를 내버렸어요. 두 번씩이나. 그래가 러시아가 서방보다 훨씬 못 사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영향입니다. 네. 그것은 또 내가 한번 설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이슬람이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슬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징스칸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이쪽이 이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슬람. 근데 중동 뭐 거의 뭐 이슬람화 돼버렸고 지금 유럽에도 이슬람 대단하거든요. 이쪽만 못해. 이슬람이 없어. 예. 그게 징기스칸이에요. 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징기스칸한 인물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징기스칸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징기스칸을 몰랐어요. 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서구 유럽도 러시아도 아예 금, 금기업입니다. 테무치는. 금기요. 왜? 너무 너무 강하게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을 언급을 안. 그래 역사상에요. 20세기 들어와서 태무친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용토를 지배했던 태무친이라는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말하기가 껄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 몽골 땅 한패양 땅에서 일어난 어? 한 20만의 군대가 전 세계를 다 집어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 또한 이 마지막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징기스칸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의 러시아가 왜 이렇게 그 어떤 그 전체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경제력은 서구에 비해서 훨씬 어려움인지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니까 네,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어, 그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한번 저는 타봤습니다만은 타다가 너무 길어서 내렸습니다, 저는. 두 시간 타고 내렸어요. 원래는 한 2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두 시간 탑, 맛배기만 봤어요. 유럽까지 가는 횡단열차는 폴란드, 루마니아 다 국적이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합니다.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놓은 겁니다. 부자면 왜 이스라엘 탐내겠습니까? 부자 나라는 탐 안 내요. 네. 그 전에 칭기스칸을 보내서 다 짓밟아버린 거야. 예. 이 슬라브 족속이 참 이게 러시아 사람들 보면 멋있습니다. 예. 러시아 가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교통사고를 내요. 왜 내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 바비 인형이 지나가요. 금발에 쭉쭉 빠진 미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쁘다고 하지만 다리를 보면 이게 다, 이게 알타이 모예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비하한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단무지로 빠졌어요. 정아리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처음 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꽝 그러는 거예요. 슬라브 족속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 역사에 한 역할을 하죠. 그걸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결혼식 조례를 하면 축가에 이런 축가를 많이 부르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이런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기도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노래를 캐사해서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저 예. 짝지가 저 짝지를 만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 다행이 돼. 샴푸를 잘 써야지.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다임 목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프소 TV는 겉불스도 TV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만 명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천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건지지 않았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인도에서 또 예, 그, 어, 그 많은 곳에서 거의 위기에,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또 말을 어, 나라를 아직도 말할 수 없는 한 나라에서 군용기를 보냈잖아요. 2022년에도 우리는 역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을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이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하를 권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에 그 유대인들 지금 숨죽이면서 이건 하나님이 둥지를 흔들고 계시는 거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야겠다.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가라가도 껍적도 안 했던 유대인들이.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알리아 작전에 동참하는 거, 헌금에 동참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네,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아, 내가 한 헌금이 저들을 살렸구나. 예언의 성취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싶고 계시구나.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어, 이 종말의 사건들이 세팅된 사건 속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다가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께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우리나라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지도자가 뽑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한국교회 운명 하나님 축복하소서. 마지막 이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나라로 이사야 55장 5절과 이사야 46장 10절의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 뽑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게 하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 을 위하여, 그리고 우크라이나 의이 모든 성경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